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나의 VIP 내 이름 불러 내 노래에 취해 고개를 들어 날 봐요 당신은 나의 최고의 팬이야 갑자기 차가워지는 공기 점점 굳어가는 사람들 표정 내가 상처 줬던 모든 사람 객석에서 날 비웃어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다시 새 노래를 부르자 라라랄라 라라랄라랄라 드럼을 울려 기타를 내자 다시 손을 흔들어 라라랄라 라라랄라랄라 당신은 나의 최고의 최고의 날 버리고 도망친 엄마